thank you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. 그리고 어, 뭐 평상시 본다이와 다르게 엄청 깨끗하네요. 어, 서핑하는 사람들, 태닝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. 레몬비가 내려. Spend all my money on pretty things. Diamante shoes and all these diamond rings. Yes, I spend my money on these fancy cars. On a jack in the box and don't. 어, 이거는 몇잔 더 먹어야 돼. 어? 몇잔 더 먹어야 돼. <laughs> 한잔하고 들어가요 <laughs> 여기 오면 록스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여기에서 지금 먹었는데 저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위스키를 요번에 좀 배워가지고 위스키 베이스로 뭘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먹는 치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시게 된다면 위스키 베이스로 칵테일 만들어달라고 해주시면 아마 만들어주실 거예요. 잘은 안 보이지만 저기 하버브릿지가 있고 이쪽에 오페라우스가 있고 이쪽 은 하얏트 여기서 하얏트에서 먹는 사람들은 참 뷰가 좋네요. 그러나 나는 하얏트에 묵지 않는다. <laughs> 언젠가 남자친구랑 꼭 같이 와야겠어요. 언젠가 we